안녕하세요. 저는 청춘블라썸의 봄이역 강혜원입니다. 저는 청춘블라썸에서 진영 역을 맡은 배우 윤현수입니다. 지금부터 저희의 추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어. 어. 좋다. <laughs> 어? 끝. 정답. 착해 보였다 땡 정답 귀엽다 <laughs> 정답 웃기다 힌트? 어 내가 너의 첫인상을 보고 응. 내가 살을 겁나 뺐어 아, 정답 말랐다 너도 힌트 좀줘나 말했어 정답 웃기다 <laughs> 내가 웃... 내가 웃... 웃겼어 아 몰라 그냥 웃겼어 <laughs> 정답! <clears throat> 춤추는 장면 정답! 손잡는 장면 근데 비슷했다 너무 다르다고요? <laughs> 너 뭐라 했냐? 아 뭔가 진영이가 바뀐 걸 보여주는 순간이랄까요? 너 18살 때뭐 했어? 너 뭐 하고 싶은데? 이게 절대 못 맞춰요 진짜 그쵸? 힌트 힌트 힌트? 어. 이 드라마를 보고 음.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됐어 응답하라? 정답! 응답하라 다시 보기 응답하라 다시 보기 힌트 힌트 나는 지금이 좋아 완전 큰 힌트인데 지금이 좋아? 응 바보 찍기? <laughs> 아니 현재가 좋다고 진짜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어떻게 맞춰요 <laughs> 정답 많은 걸 알게 됐다 아너 뭐라 적었을까? 지웃긴면저 <laughs> 많이 적었지 않아요? 웃긴면 맞죠? <laughs> 너 많이 적었다 나 이거 진짜 없어 정답 핸드폰 나, 저요 정답 핸드폰 립밤 그쵸 정답 핸드폰 할까 하다가 나는 안 적었어 <laughs> 저는 핸드폰이 맞긴 해 이거 어떻게 맞춰요? 저는 핸드폰으로 대본 보기 때문에 나, 그치? 나도 아 맞아 사탕 막대사탕 사탕을 현수가 적은 용량을 사야 되는데 실수로 대용량을 사가지고 한 120개를 사버렸어요 어. <laughs> 촬영 내내 거의 뿌렸어요 맞아요 내내 나눠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너 뭐 감동 받을지도 몰라 정답 윤현수 정답 최진영 최진영? 맞아. 아, 왜? 나도 윤범이 을 거야 왜? 너딴거 썼냐? 저 윤범이로 바꿔주세요 잠깐만 뭐예요? 같은 맥락 청춘 블라썸? 아 그래? 뭐 청춘 블라썸 윤범이 늦었어 뭐 하고 싶어? 힌트? 응 너가 최근에 한 거? 불과 한 3, 4일 전 광고? 아 아닌가? 최근에 한 거라길래 광고 <laughs> 아니에요? 아니 <laughs> 여행? 해외여행 너 나랑 똑같아 진짜? 어 나도 여행 가고 싶다 했어 이거는 그 수많은 답들 중에서 똑같은 게 나왔다? 이거 말도 안돼 정말 <laughs> 마지막이에요 벌써? 아직 모른다 봤잖아 아, <laughs> 아까 그 봤어요 근데 내가 자주 먹는 거 제일 자주 먹는 거? 제일 자주 먹는 거 쉽잖아 고기 맞아 끝 누가 더 저요. 마... 저요. 제가 더 많이 맞췄죠? 진짜 넌 안 되겠다 아직. 나에 대해서 잘 아네. <laughs>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저다 알아요. 분범이 내 거야. 분범 <laughs> 네,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서로의 <laughs> 추측 게임을 해봤는데요. 청춘 블라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